사랑이대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굳이? 다시 태어나서 서양인으로 굳이? 굳이? 한국인으로 사는 게 충분히 나는 만족한다 아니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음. 이제 음. 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한국이 아닌 데를 선택을 하는데 그게 서양에 대한 환상이나 서양인으로 살아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래도 이왕 한 번 더 살 거면 다른 문화에서 살아보고 싶다 음.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 이제 서양으로 태어나고 싶다 사실 잘 모르겠어 저는 동양으로 태어난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좀 괜찮고 태어난다면 예, 뭐 이건 살짝, 살짝 사실 case by case인 것 같아서 어느 나라에서든 그냥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정 환경 가지고 잘 태어나면 그게 좋은 거지 서양이 뭐 문화가 우월해서 좋아서라는 것보다 커면서 그쪽 문화권으로 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구나라는 음. 거를 느낀 게 많았어 우리나라가 확실히 작긴 작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가 많아서 한국이란 나라가 싫은 게 아닌데 내가 저기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음, 나 그런 게 들었어 유럽 쪽에 예술 문화가 음. 잘돼 있잖아. 미술관 그 예술을 되게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게 많은 게 너무 부러워. 연대에서 축구를 하는데 거기 흑인 어, 그 분이 들어오셨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가끔 아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. 나는 그거 영어가 모국어인 게 너무 부러웠어. 아. 따로 안 배워도 된다는 게. 그렇죠. 한국에서는 영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작성에도 안 맞는 걸 꾸역꾸역 하는 애들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. 아, 나는 체형적인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. 체형? 응. 근데 우리도 할 수 있어. <laughs> 서유럽이 좀 더 발전한 나라니까 그런 데서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 이렇게 했 텐데 그건 그 나라가 특별한 곳이지 백인 문명 전체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유럽 쪽에 살면은 그 유럽 들륙 마음대로 아, 다닐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동해서 그치. 다닐 수 있는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좋겠다 그건 좋을 것 같아 미국이아니런뭐 유럽 정도만 가더라도 음. 주변에 사람들의 시민이나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내가 얘기를 해봤을 때말하그 여유의 정도가 다르다는 걸 되게 느낄 때가 많았어 내가 영어를 하면 오 어, 당신 영어도 할 줄 아네요 이런 식니까 <laughs> 그치 네, 한국에서는 영어를 한다고 하면은 영어는 깔고 들어가는 거고 음. 이제 여기다가 일본어나 중국어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런 국가의 속도 음. 국가가 흘러가는 속도 사람들 경쟁 이런 게좀 덜한 걸 볼 때 서양인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